첫 번째 순으로 이제 대운동 분단 청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사연 읽어주시죠. 네. 대운동 상당에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대운동 청년회에서는 이번 노래 한탕중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들을 토대로 성과와 함께 연극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따뜻하게 우리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하, 그럼 대흥동 성당의 첫 번째 무대를 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 대흥동성당의 한 공치생의 사연입니다. 지민아, 지민아. 나 이번 시험 번호가 3, 2, 1, 7번인데 왠지 3일체랑 느낌이 비슷해서 이번 시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그러면 우리 한번 빨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 빨리 빨리. 이번님은 합격. 합격입다다시 네, 들으시면. 어, 여보세요. 어, 세구나. 어, 기범은이 시험 이걸 쳐다만 못했네. 아, 나이거 시험. 와, 어, 아, 근데 진짜 처음인데 살아있다니 정말 미쳤다, 야. 한 방학이다. 아, 그래? 아, 축하해줘. 한번 대단, 대단하다. 어, 아니, 근데 시험 몇 번째라 했는데 많이 쳤다 해봐. 야 지민이 형 사격해야 돼. 지민? 아, 그래, 지민. 이 응, 빨리 붙여야 돼. 그래, 다음에 한자 한자 세워야 그래. 알았어. 여러분! 합격했어요! 성당 가서 기도나 드려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번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 길이 저의 길이 맞는지 계속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길이 저희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왜 항상 저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 없으신 겁니까?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김기범 네. 전화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 이번 시험 합격자 중 부정 회계사가 적발되어 김기범님께서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배우버섯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언제까지 이렇게 더 있을 거야? 빨리 집까지 아, 야! 너네 어머니랑 결혼했어두카가두 살인데 아,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날래?